똑똑똑 내맘에 문을 두드리는 너의 목소리 I like it 새로운 기분으로 반겨주는 바람 이 포근한 봄에 너를 만나 다행이야 나만 빼고 좋아했던 이 봄 웬일이야 살다가 보니 나도 봄이 좋아지게 될 줄이야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너와 나 둘이 시작하기 좋은 봄이야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근중에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사랑인가 봐 꽃끝이 간지러워 너 때문에 내 맘도 간지러 워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또 너만 보게 돼 네 두 눈은 봄 햇살보다 빛이 나 달콤한 이 느낌 나도 모르게 떨려와 분홍 색깔의 벚꽃잎이 빛처럼 내린 순간 봄이야 별거 아닌 또 못했던 이 봄이야 아름다운 이 계절에 빠진 건 착각일까 왜 그럴까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픈 걸까 이 봄이 내게 준 선물인 걸까 믿기지 않지만 믿어보려 해 우연은 아닐 거야 묘하게 모든 게다 这都。 감사합니다. 에러 에러 에러